가지마 엄마랑 엄마랑 같이 커야지 왜 그래? 음, 내 새끼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엄마랑, 아, 엄마가 코야같이 세워줄게. 엄마가, 잘 자라, 우리 아가, 귀여 우리 아가, 잘 자라. 우리 아가 아 왜? 아 왜? 왜 화났어? 아, 아니야 쉬, 괜찮아 우리 아니 어, 예쁘지? 응, 우리 아니 예쁘죠? 예쁜지? 아니야 하나 둘셋 <laughs> 이뻐 어, 이뻐 왜, 왜, 왜 그래 왜 그래 좋을 수 있어? 아, 아 왜, 그래 왜 하나 둘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요 한이씨 놔주세요 죄송해요 놔주세요 아,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네. 왜? 아, 왜? 왜? 왜 화났? 왜또 화났? 아, 나, 나. 짜잔 짜잔 우리 아가 귀여워 우리 아가 짜잔 짜잔 엄마랑 오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도 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 미미 아다다다다다 오도도도도 오도다다다 오다다다다 오도도도도다 반지크 반지크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똥 저기 벗겨줘 알았어 똥 하늘에서도 서, 하늘에서도 또또또또또로 슝 우리 언니 날아간다 아, 날아간다 재현이 뽀뽀해줘 음. 아자 또 음. 아. 어. 아이고. 어, 아니야. 음, 왜 그래? 왜? 왜? 음. Mm-hmm.